are you? 안녕하세요. 저는 지금 현재 6시 50분 전 지금 인천공항을 가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뉴욕에서 팀보그 화보 촬영이 있어요 색다른 경험을 하러 지금 가고 있습니다 되게 세계 많은 배우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아주 뜻깊은 차량인데요 팀보그 3호로로 알고 있습니다 10시 비행기를 타면은 비행시간이 되게 길어서 뉴욕에는 뉴욕 시간으로 오전 10시에 떨어지더라고요 뭐 영상 콘텐츠들이 많아서 비행기에서 그런 거 보고 또 영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조금은 입에 붙게 연습하고 말은 이렇게 거창하게 하지만 비행기에서 자겠죠? 자고 다운받아놓은 넷플릭스 보고 화이팅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비행기에서 자려고 오늘 1시간 잤어요 1시간 자고 원래 안 자려고 했는데 진짜 졸린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에서 그래 잘 자겠죠 뭔가 진짜 저의 힘으로 브이로그를 오늘 찍어야 되잖아요 이제 뉴욕 가서 너무 잘하시잖아요 너무 오랜만에 또 카메라를 잡아서 저도 근데 제가 브이로그 이렇게 오래 할지 몰랐어요. 아 진짜요? 네. 그래서 좀 신기해요. 지후로그. 후아유. 하나 둘셋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아홉 개. 되게 많네요. 그럼 이거는 열 번째 브이로그가 되겠다. 의미 있네요. 잘 찍어야겠다. 마을이 나올 것 같아요 가면은 미드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죠 이거 지나가면 갑자기 네. 미지의 세계 네. 이제 뉴욕으로 향하는 첫 단계를 밟으러 가고 있습니다 아니 캐리어에 보조 배터리를 넣은 거를 뒤늦게 알게 돼서 그래도 다행히 이렇게 전화 주셔서 받긴 받았는데 항상 싱가폴 갈 때도 그렇고 자충우돌 우왕좌왕 우당탕탕 아직까지는 실감이 안 나지만 비행기 타면은 진짜 실감이 날 것 같아요 느낌이 좋습니다 잘 하고 올게요 비행기에서 다시 킬게요 맞습니다. 브이로그 인서트 타는 것도 제일 힘든 것 같은데 홈마트 언니들 어떻게 다 하시는지 지우 씨는 어떻게 사투리 를 고치고 계세요? 아니면 이미 다 고쳤어요? 아 고쳐야지 하고 고친 게 아니라 음. 서울 도착하면은 다들 말을 예쁘게 다 하시잖아요 온 사람들이 다 자상하고 나긋나긋한 저도 덩달아서 아. <laughs> 좀 말을 그냥 끝을 살짝 올리면 되던데요. 음. 뭐 대구 하면은 대구는 막 이렇게, 나가잖아요. 근데 그럼 서울로 어, 오늘 뭐 먹을 거야? 대구식으로 오늘 뭐 먹을 거야? 한번 해줄 수 있어요? 그럼 뭐 먹을 거야? 뭐 먹을 거야? 어 이거 사투리인가? 사투리죠. 아 그거 <laughs> 그 대학 대학 동기들한테 사투리 쓰고 있나 보다. <laughs> 오늘 뭐 먹을 거야? 뭐 먹? 오늘 뭐 먹을 거야? 아 이게 이게 서울 말이다. 서울 오늘 뭐 먹을 거야? 근 팀장님은 사투리 고치려고 하셨어요? 아니면은 그냥? 저는 사실 거의 다 고쳤졌죠 이제 사투리가. 어디 뭐요? <laughs> 심지어 방금 그 몇 마디 하실 때도 사투리가 아, 있었는데 뭘 뭐 그게 네. 그눈 감고 들으면 이제 맨하탄으로 넘어갈 겁니다. 저희는 퀸스라는 지역에 퀸스 퀸스 뉴욕 도착해서 되게 정신없이 차 타고 숙소 도착해서 짐 풀고 이제 피팅하러 갈 거예요. 피팅하고 음, 맛있는 거 먹고 동네 좀 보다가 내일 촬영을 위해 실 예정입니다. 한 9분, 10분 정도 걸으면 네. 저기 도착해서 그 걸어가 진짜 눈에 많이 담아놔야지 브이로 보충해야 돼요 음, 팅을 했는데 되게 트리 같은 의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 보있어서 마음에 듭니다. 음, 일단은 내일은 촬영을 하기 때문에 엄청 피곤할 것 같아서 오늘 지금 현재 시간 2시 36분이거든요. 숙소 가서 옷을 좀 감성샷을 남길 수 있는 옷으로 입고 사진 찍기 위해서 갈아입고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둘러보려고 합니다. 안녕. 지하철은 금방 가요? 지하철 한 14분 아. 가야 돼요. 아. 한 세정거장 정도. 긁으면 되나요? 한 네 번 했어요. 지문도 안 되고. This is Canal Street. Spring is next. Step all the way in. Stand close noise. 어,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. 음. 아, 맛있을 것 같아요. 이게 타코 타코, 치킨 타코, 이게 포크 캐사디아, 치킨 캐사디아. 음, 진짜 맛있는데요? 음. 지금 약간 <laughs> 약간 턱에 소름 돋았어요. 음. 이게 타코지. 먹방 같나요? 방금 치킨 말고 뭐였죠? 이게 치킨이고 스테이크 스테이크 종이 먹었어 아니, 종이까지 먹으면 어떻게 맛있어 아 배 너무 부르다 촬영날 어제 어, 기절했어요. 그래서 카메라 찍을 새도 없이 기절을 해서 눈 떠보니 아침이네요. <laughs> 어제 그냥 숙소 와서 기절하고 오늘 일찍 일어나서 이제 촬영을 합니다. 너무너무 설레기도 하고 걱정도 되는데 음, 그래도 잘 해보겠습니다. 열심히. 정말 좋은 경험, 뜻깊은 경험, 새로운 경험 잘 하고 오겠습니다. 많은 거 보고 많은 거 가슴에 새기고 화이팅! 스튜디오가 엄청 커요. all these oh can I get all these extras like over here so I can put mm -hmm. Okay, I will take. Want some light? 평상시에는 내일안 해요? 안 떼고 있으려고요. a 안녕하세요. 저는 유국주입니다. 저는 지금 뉴할리 오디션에 들어왔습니다. I'm passing the phone someone who is a theater kid and her. One more? Awesome. Beautiful. I feel good. 끝났다. 맛있어요? 엄청 맛있어요. 이게 무슨 라이스예요? like we did yesterday. Mm. That's fine, yeah. We don't have to take those photos. I know, I'm just eating. I'm sorry. Mm. So, I just want to make sure she not has 이것도 뭐 extra work. Yeah? Okay. 조금만 조금. 뭐예요? 여기 생선 지우 씨가 안 들고 온 거. 근데 아, 맛있어서 생선이었어요? 뭐. 음. 아, 밥이 진짜 맛있는데? 일정하고 먹는 게 제일 맛있어. 음. 상 받는 거 같아. 그래도 무사히 끝나서. 음. 이제 맘 놓고 놉시다. 음. 좋습니다. 冷蔵庫が釣りが